아 차가워 아이스 차가운 것은 한 자랑이 없으니까 넘치는 파이스 사지도 갖지도 못하는 걸 자랑해 어이가 없네 작업 안에서 얼어붙어버린 너 입에 내 입은 뜨겁네 얼음은 가족에게 사다 줄게 I got the whistle 너네는 미스 모른데 빙 너네들은 fish 나오지 못하고 발버둥침 나는 그 얼음 깨고 나온 fish 얼음을 실컷 자랑하는 너네들 돈 자랑 랩을 듣게버렸고 너네 부모님 은 말하지 내게 윈터 윈터 날씨가 추워 옷을 꽉 껴입어 윈터 윈터 흰눈이 내려 하얀 세상이 돼 비키 얼음 자랑은 비키 없는 너 자랑을 뭐하러 해 비키 얼음 자랑은 비키 얼음 자랑은 했사나 해 윈터 윈터 윈터 윈터 윈터 윈터 비키 얼음 자랑은 비키 얼음 자랑은 했사나 해 얼음 자랑은 했사나 해 없는 도 자랑을 대체 왜해얼음도 얼음살 돈었는데 미성년자인데 여자한테 그래서 신고 경찰이 출동 경찰이 바로 리디 평범 가사에 못 쓰는데 나 혼자 살아남은 얼음땡 작업은 안 하니 얼음이 돼 잠수를 쭉 타니 얼음이 돼 침묵질만 하니 얼음이 돼 쏘나는 땡 니네 머리 위에 눈사람은 평생 가만히 있지만 불만둔다 고또 귀여운데 니네는 쓸모없고 역겹네 윈터 윈터 날씨가 추워 옷을 꺾여 입어 윈터 윈터 흰눈이 내려 하얀 세상이 돼 비키 얼음 자랑은 비키 없는 너 자랑을 뭐하러 해 비키 얼음 자랑은 비키 얼음 자랑은 내 사나 해 윈터 윈터 Vento, vento Vento, vento 비켜 얼음 자랑은 비켜 얼음 자랑은 내 사랑해 Vento, vento Vento, vento Vento, vento 비켜 얼음 자랑은 비켜 얼음 자랑은 내 사랑해